여기에 두 가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맛을 고른 사람끼리 팀을 하는 겁니다 어 저랑 같은 맛을 먹는 사람은 되게 이득이겠네요 그냥. 제가 자신 있거든요 오늘 게임 뭐 저는... 뭔데 게임 뭔데? 팀을 왜 나누겠어요? 게임을 하려고 그쵸 그치. 앞으로 무슨 게임인지 모르고 응. 맞아 유정이가 사실 팀원이 되게 좋아요 네. 그 반면에 저는 잘 못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팀원이 좋은 유정이랑 저랑 팀이 되면 약간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아 이해가.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음. 팀운이 좋으니까 형이랑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게임했던 것 중에 나 성우 형이랑 힘든 적 한 번도 없어. 맞네. 그럼 팀은 좋네. 확실히 좋네. 태엽이가 한 팀은 다 이겼어. 어, 그러니까. 어, 그렇 음. 태엽이가 하기 전에 누구랑 팀하고 싶어요? 나? 성만 빼자 앞에 이렇게 바꿔서 인기에서도 음. 그쵸? 자기 앞에 놔볼까 가져가고 싶은 거? 냄새 맡지 마세요. 나 이거 할 거야. 나 안 바꿀 거야. 저는 또 진지랑 같은 거 가겠습니다. 저는 남은 거 딱 이게 나왔습니다한 명씩 먹어볼까? 아니면 과연 끔찍한 팀일까요? 잘못 준것 같아요. <laughs> 이거 젤 이거 젤리 아닌데? 나 한번 먹어볼까요? 그래도 이거 그 냄새가... 준비해 주신 게 있으니까. 네? 그거 뭐냐면 내가 설명 정확히 해줄게요. 그 시골 가면 소가 지나가잖아요. <laughs> 소가 싹 지나가고 나면은 그 흙폭풍이 쫙 오는데 그때 나는 냄새랄까? 제가 보기 이게 소맛 젤리다. 오! 어? 크게 뜨기, 크게 뜨기. 어, 크게 떠. 무서워. 아니 크게 뜨라니까 야 크게 떠 봐야 돼 떴어 정말 떠 근데 이게 촉감부터 다르잖아 오히려 냄새가 달콤한 게 또 속인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야 근데 완전 푸딩 그냥 푸딩 아, 같네 <laughs> 우리는 이게 탱탱하지 이거 엎려서 나랑 같이 자, 자 하나 둘셋 한번 볼게 하나 100개 있어 없어? 없지 야 이거는 무조건 다 먹어야 돼 100개 음. 없어 하나 둘셋 아! 어? 아! 아! 아! 무슨 이런 맛이야. 아, 아우. 아우. 어, 아 어, 어, 매워. <laughs> 아니 이거 아. 어디 어디서 어디서 이런 맵죠? 나도 매운데 나도 태엽이랑 같이 팀을 하면 안 되나? 뭐야? 내거 먹었어? 내거 먹었어? 내거 먹으면 안 돼. 절대 안 먹네. 아, 처음에 괜찮다? 와, 자 3초 뒤에 봐봐. 맵죠? 뭐, 그 이상해. 엄청 이상해. 어, 뭐야? 자 일단은 유정, 밀, 나인 이렇게 팀이고 쭌디 리에, 네. 규빈 이렇게 팀입니다 네. 유밀라 어때요? 유밀라 유밀라에서 하면 유밀라 어떤 규빈이 또 이게 재밌는 거 잘한단 말이야 네. 너무 기대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 우리 팀 이름 존맛탱 존맛탱 JMT 아, 뭐왜 저렇게 썼는데 너무 끔찍했네 약간 JMT JMT 어. <laughs> 어, 진짜 이렇게 해줬어 어. 우리는 그러면은 어, 준마탱 아시죠? 준마탱. 준마탱. 음. 준마 준지. 마산의 명물. 탱커. 음. 탱탱볼. 준지 마탱이 같다. 유밀라로 가자. 음. 유밀라로. 어, 유밀라가 제일 낫다. 유별라 하자. 어, 유별라. 유별라. 유별라.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밀은 없는 거야. <laughs> 맞아. 아니지. 네가 별인 거지. 네가 별인 거지. 네가 밤하늘의 펄이야. 준마탱 팀. 아, 네, 준마탱. 준마탱. 준마탱 가자. 자, 준지와 마산의 명물 탱커 야 아, 그래 탱커입니다 야 걸지다 야 절경이다 야, 와 물도 맑아 봐봐 와 장난 아니야 이거 내가 먹었던 청포도 그 젤리랑 비슷한데? 약간 제주도 바다 같다 여기 떠나요 제주도 진짜 나 바꿔보고 가야지 진짜 과관이네요 어 점퍼! 하고 돌고래 한 마리 뛰어 올랐어 우리 사랑하면 안 돼요 아, 네. 아, 네. 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고성 바다를 얼마 만에 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너무, 너무. 자 그리고 이제 고성 바다는 뭐가 유명하냐 이제 파도가 세고 높아가지고 네. 서핑을 많이 해요 파도가 세고 높아가지고 네. 파도가 세고 높아가지고 쟁겨 손다 손 놓고 그. 그래서 아. 고성, 오. 양양 이런 데서 이제 네. 서퍼들이 많이 와가지고 양양 펀치! 아! 저희가 팀을 나눈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무엇 때문에 팀을 나눴을까? 오징어 게임 바로바로 바로 게임을 위해서일 겁니다 무슨 게임을 할 건지는 아직 시크릿 이거요? 3인 작업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저희는 뭐 안정적인 거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거 없어요 후후 후 후 이렇게 할 거예요 <laughs> 네. 저희가 끌리 대로 합니다 올 때 올때 올 진짜 드, 들고 올 거지? 바다의 황제들 아니겠습니까? 아, 가볍게 e 기할요 easy. 5, 6, 7, 하나 둘, 허, 둘, 허, 둘, 허, 여기까지만 대충만 보여드리고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저기 너무 힘인데 저희는 그 기술 날쌘돌이 어렵지 않아요 붙어 붙어 더 뛰어 더 뛰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돌아 돌아 어디로 일로 일로 일로 오케이 돌아 일로 일로 일로 오케이 시작 하나 둘 하나 둘하둘하둘하둘하둘하둘하둘하둘하둘 우우우 다시 자 가자 가자 가자 하나 둘셋 저희 정수가 앞로 인연 끊습니다 오케이 연습 게임 재밌겠다 아, 제대로 해보자 이제아 근데 이거는 반 이긴 거 아닌가? 반은 건 이겼잖아요 하나 둘 아, 이거네. 둘,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그럼 첫 시작 왼발로 무조건 시작. 야, 오케이. 난 오늘 뺏겼다. 우리 릴렉스 해야 될것 같아. 오케이.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바깥부터. 아 조금은 좀안 된다 저기 <laughs> 형 밀어 밀어 밀어 못 가게 막아 막아 막아 안돼 오케이 오케이 와 빨리 와 빨리 와 야 우리 같이 출발할까? 아, 시작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하 아, 시작 자 오왜 하나 둘 미쳤다 여러분들 왜 시작 스마탱 팀이 네. 1승을 차지합니다 아! 아! 아, 저는 이길 줄 알았습니다 아 하지만 어, 첫 번째 게임에서 다 승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맞아요. 두 번째 게임을 네.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게임 뭔가요? 와안 보여 어! 어디야? 와. 어디야? 어디야? 아 잠깐만 왜 누가 나를 잡아 아, 아, 끝났어 나왜 일로 왔냐? 어? 어? 어디야? 와! 와! 와! 아, 나 이제! 아, 나 이제! 나 이제! 나 이제! 이번 팀은 유별나 팀이 이기면서 네. 1대1입니다. 아, 도마, 도마. 이번에 이기면 돼 이번에 근데 나준지 이길 자신이 없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준지는 이거 오리발 안, 시, 안 신고 뛰는 거랑 똑같아 맛있다 맛있다 준마탱 오케이 야, 자, 자 시, 시작 맛있다 맛있다 준마탱 시라라유라아 부끄러워한데? 어? 아, 아 자기 때문에 아. 마이크 빠져서 다시 안돼 아, 어, 구구의 힘을 보여줘 구구의 힘을 보여줘 구구의 힘을 보여줘 옥진 빨라. 빠르다, 빠르다. 이거 하다 넘어질 것 같아, 지영이. 그러니까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지다. 좋아! 왔어, 왔어, 왔어. 왔어. 하나 먹진 나이스! 달려. 어? 하나 더 빨리 돼요! <laughs> 아 잘한다 깃발 가져와야 돼 아이고 큰일 났다 나이스! 아, 나이스! 안 시켰어. 쉽다, 쉬워. 쉽다, 쉬워. 쉽다, 쉬워. 쉽다, 쉬워. 쉽다, 쉬워. 형들이 또 이렇게 우리 깜찍이들 좀 놀아주고 마지막 승을 가져가네요. 아, 준지 진짜 빨라. 아, 굉장히 준지가 너무 빨라. 네, 아, 진짜 빠르다. 아, 팀워크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왼발이네. 왼발인 김에 한번 들어갔다 와요 네, 그럼 이거 들어가면 한번 재대결하는 건가요? <laughs> 아니 제가 들어간 거니까 콜! 아 콜! 어 아, 진짜? 콜! 네, 콜. 다리까지 말고 그래 어? 이까지 그치 이까지 그치 마이크 빼고 어 그래요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유빌라 칠리치치 아 네, 진짜로? 아 대신 종목은? 어 족구 족구로 족구 좋다 오케이 그러면은 아,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족구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족구 좋아 족구래 뻥어 형이 방금 뭐라는 줄 알아? 원래? 태엽이 있으니까 괜찮아 태엽이 있으니까 <laughs> 아니야 내가 왜냐면 아니 야 맞아 맞아 맞아 그 용수야 조커 한, 할 거면은 딱 생각해 우리 둘이서 해야 된다 <laughs> 우리 둘이서 해야 돼 내가 응원해 줄게 어빠라빠라빠라빠빠빠아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고성에 나와 있는 네. 어, 신규민 특파원 정대기 기자입니다. 정대기 기자입니다. 네, 3시간 아, 동안 기만 했습니다. <laughs> 예, 지금 용수가 그 게임에서 져가지고 흡수를 하고 재대결 기회를 얻겠다 네 바로 이건데 어떻게 보세요? 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네. 어차피 질 건데 약간 쓸데없는 짓 한다 약간 <laughs> 아 그렇다면 뭐 혹시 어... 한 가지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혹시 족구를 지고 용수가 한 번 더 입주를 한다 네 받아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기온이 조금 더 내려왔기 때문에 네. 받아줄 의향이 있고요 아네 마찬가지로 네 어, 쓸데없는 짓을 또 생각합니다 뒤집 못 갈까? 집도 어. 나와 여차 타고 울려어 받아줘 받아줘 받아주세요 진진이분도 받아주세요 상탈 상탈 뒷모습만 상탈 썸네일 썸네일 어, 조회수 안 오는 거야? 기회야 상탈 상탈 야 용사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마 용수야 저 찍고 와야지 배 혹시 가능하다면 들어가서 앵콜 멘트로 어? 즐거운데 할 수 있나요? 즐거운데? <laughs> 가겠습니다. 아. 네, 국가대표 BGM 해주세요. 네. 태양처럼 빛을 는그 네. 어, 좋아. 아, 어, 정답. 멋있다. 멋 뭐 멋있어. 야, 멋있다. 멋있게 나와, 멋있게 나와.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걸어 나와, 걸어 나와. 걸어, 걸어, 걸어, 걸어, 걸어, 걸어. 멋있어, 멋어 멋있어. 아, 지금 멋있어. 아, 야, 패트 때리는 야, 지금, 지금 진짜 근육 쩔게 나와. 어, 진짜. 야, 진짜 근육 쩔게 나와. 야, 영수야, 이런 거 한번 해. 들어가서 걸어 나와. 와! 네. 아, 어, 이상으로 어, 아. 어, 만족스러운 입수식을 마치고 어, 저희 해설위원들은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조만간에 어, 족구 경기로 찾아뵙게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족구 경기 네. 끝나고 어, 한 번 더 이용수 씨의 어, 입수 아, 어, 아니 저 이러면 안 돼요. 어, 안요 이러면 안 네. 돼요. 네. 오마 팀이 라다 아우 시끄러워. 어, 네. 그렇다면 족구로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인사드리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용수 입수 스타일. 용수 필수 스타일 와 멋있다 이 야, 멋있는데 아 진짜 멋있었어 어 멋있었어 어. 몸이 좋아 보였어 어, 진짜로 어. 잘, 잘 나오고 와 자연광에 이거 붙이니까 좋네 야 이제 족발 가자 <laughs>